날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난 어떨까 그리고 지금의 넌 어떨까 처음 네가 날 바라본 그 눈빛 처음 내가 널 바라봤을 때 그리고 넌 내게 말했지 날 좋아한다고 그댄 떠났지만 내 곁에 남아있어 그렇게 달콤했던 널 난 기억해 하지만 난 아직도 널 잊지 못해 아직도 난 그댈 사랑 그대가 불러줬던 노래를 들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아직도 곁에 있는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대가 보고 싶은데 그래도 항상 그댈 추워 그댄 떠났지만 내 곁에 남아있어 그렇게 달콤했던 널 난 기억해 back